콩나물을 얻어 기름에 튀겼어. 요 <coughs>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1월 26일 먹방 2 먹고 음, значит 되게 잘 됐어. 완전 완전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해동도 하지 말아야 돼. 해동하고 먹으면 이런 막 그 하얀 색깔 무슨 물 같은 게 뜬다고 하나? 뭐 하얀 색깔이 잡혀가지고 무조건 냉동실에서 바로 전자레인지 가열을 시작해야되네 해도 없이. 그러니까. 아. 많이, 많이 몇번 식욕에 번, 번천하는군요. 밥이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 넌 뭐하냐? 먹어요. 계란 네, 자르고. 아니요, 다녀오셨을 때 엉덩이 꼬리가 약간 자칭 흔들림이 있으면 못 일어나, 못 일어? 그래서 만나면은 그 나머지 음, 예, 인사. 5월 음, 새벽, 예, 새벽 예배 인사 가짐. 어제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라면 라면 라면 먹어서 또안 먹으니까 오늘 콩나물은 음, 친구한테 맛있는 적성이 맞는 그런 여유 있는 아주 간장에 라면을 찍어 먹는 밖에서 먹고 있었죠. 뜨거운 국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조금 더뜯어보도겠습니다 차,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될, 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아마 어, 실시간은 안 틀고 어, 음, 음, 녹화 방송이나 카메라로 해서 즐겁게 찍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제 먹어 점심을. 나도 내일 바빠가고 うん。上司が。うん、これもっとしない。 발산이 유행인 것 같아요. 가서 보고 싶어. 음. 뭐 아주 걸도 않는데. 음, 짧은, 음, 제가 음, 다음 주에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려고 해도 또 인터넷 이어야 되겠지? 쉬는 인터넷은 안 되고 카메라 로 하면 될까? 촬영을 할 수 있다 다 녹화해 와서 이렇게. 영상 포천하고 콩나물 온다. 그러니까 표현은 뭔데? 파게티에 올라가는 거죠. 들었어요. 이러고. <laughs> 오늘 새벽에 <laughs> 아니 어제 어제 나 어제도 밖에 나갔을 때 내가 화를 났다. <laughs> 근데 오늘 새벽 당시에 아, 새벽에 아빠 나가는데 일정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야, 1분만 그래도 1분만 1분 있다가 나와야지 바로 나오냐고 아, 웃겨. 1분 만에 다른 날은 계속 그랬는데 오늘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12만원 내가 지금 한시간이 다 죽었어 반대로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올려먹고 한 치우고 가서 아 t h a Kerim gelecek. Allah.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안 짠데 이건 조금 넣 거는 짜온 음? 1번 15번까지 완수하면은 언제 자기네 집에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 아도잘 몰라. 맨날 뻥치고 다녀. 네, 여기. 한번 갖다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더 많은 기록 부탁합니다. 소림반증 수련 요게 유로스파 안에 있는데 원래 내가 먹방 조금 보려고 했거든 먹는 거 먹는 모습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갖고 방송 다른 거를 봤어 근데 요리 만드는 거 갖고 아유 조금 배고프겠다 했는데 어제 억지로 배고픈 상황에서 곧 꾸려가지고 들어갖고밥 먹었지. 뭐 라면 있으면 우리 따라서 이게 의사로 들어오고좀 죽이는 것 같아요. 은사고 면세계로 아 그냥 그도 입고 사는 남자다 기분이 날아갔다 했네 김치 뭐 일하다가 못킨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그냥 입거리가 더 늘어서 힘이 쫙빠져 오빠는 이겼네. 나 오늘 아빠 이쁘다 그런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특별한 거 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또 따로 막 이기면 이기고 다니면 <laughs> 아 진짜 할 말 없을까봐 그러는데 당신아 다 알고 그러니까. 되게 막 서운했는데 내가 이기는 거면은 또 이것도 한 줄을 <laughs> 기분 이좀한 줄은 잡아야지. 계란은 하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김치도 지금 남는데 볶음이 남는데 김치 다시 담아놓고 제가 이렇게 그 김치를 잘라놨는데 연말에 안고 돌아다니고 싶어. 옷이 맨날 안 되고. 남기지 말까? 그냥 끝까지 다 먹을까? 그래? 김치도 먹고. 안 그래도 거실에 나오니까 에너지 빠요. 아, 오늘 빨, 빨래까지 김치 다듬이를 했는데 빨래까지 기, 치우느라고 되 힘들어. 계란은 해서 먹어라 돼. 김치 뽀꼼하고. 그런 느낌. 이 예술을 하니까 요리스러웠던 거 같아. 며칠 전에 나는 되게 맛있어. 글도 자유롭게 올라와 들어오신 분은 바로 글을 써주시기 <laughs> 왜? 신장 신장이 촬영은 휴대폰 실시간 촬영을 벌써 시작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 그래가지고 15분 후에 다시 찍었는데 18분 이제 18분부터 촬영 시작된 것이지 그래가지고 음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아. 18분, 19분까지. 그 내가 보기에 아까 첫 번째 콘 건데 누룽지처럼 된 거야. 근데 누룽지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계란을 <laughs> 누룽지 시으로 해서 이거 약간 바삭한 맛이 있습니다. 음. 계란, 헬, 뭐, 브라탱 이런 거 막, 보다는, 음, 약간 그런, 음, 무슨 맛이랄까, 오묘한 맛이 남겨있어. <laughs> 왠지 토스트를 말할 것 같아. 누가 하고 붙은 거. 어 토스트에 있는 식감 부분만? <laughs>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한 입으로 들어온다. 음, 신표. 신표 모양, 신표 모양의 경우에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음, 김치볶음물도 한다 먹고 일 내가 해먹는 건있단 좋고 물 설거지 하고 그러고 또 다시 보내 이것들을 끓였습니다. 설치하고 다시 넘는 시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Thank you. world. Thank you. 원전에 페이저 스 원자에서 음, 커피를 수출해가지고 소스탕 약간 약간 음, 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음, 소당 커피를 만들었는데 음, 그 띠시는 좀 홍차 같은 느낌이 좀 시리얼랑 커피랑 약하게 탔습니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게 세팅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laughs> 제가 이제 김치 속 아 그 속 재료 속으로 음, 속재 만두 이 속집 김치 속을 만들느라고 여섯 포기를 꺼냈어요. 커터로 한, 한 통에 네, 네, 네 쪽씩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 한 통 여섯 쪽이니까 한 통 반 정도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그걸 했는데 제가 앞치마를 앞치마를 제가 빨리 잘못해서 세 번을 세탁기 돌려서 빨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어, 오늘 옷에 옷에 김칫물이 튀어갖고 <laughs> 막 울면서 이거 이 김치 국물을 내, 가 다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조금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아침화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쓰기로 돼 있는 거고 음, 또 제, 어, 앞치마 두 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락스에 낡아서 나갔고 하나는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잘 개어져 있으면은 이제 좀 빨래가 하던 중에 좀 잘 그래갖고 되게 아쉽고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좋지 않겠죠. 네. 김치는 잘 만들었어요. 짜는 것도 잘 짜고 음, 써는 것도 잘 했는데 다지기도 약간 있고 음, 음 그래서 잘 해놨는데 <laughs> 일이 두배 이중으로 두 배가 되니까 어,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딱 일어나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잠도 푹 못 자고 그리고 일도 각중에 또 더블로 되니까 <laughs>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지. 조금. 그래서 오늘 라면 촬영을 할까 하는데 라면 하나 있는 거 근데 조금 아닌데 맛이 이게 요새 이거 주고 그거 김치물 주는 거 콩콩으로 싹 씻어가지고 저도 얼려놓고 있어요. 음. 5시 월급 예, Hmm. 그런데 완주를 못했어. 이게 이게 환주 환주 살아났음 예.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Oh, dear. I'm going to go. 하지 마. <laughs> 여기 와서 이러고 그러지 몰라. 일단 안 돼. 뭐 하려고. 아, 병원이네, 좋아. 희소리네, 박병만 성격? 그리고 거기서 뭘 놀지 뭐해요. 지지로부터 나가고, 나는 그거라고. 다 남아있고. そして足しでは、 완주, 완주, 완주, 완주되었습니다. 이야, 여기 사진 찍는 것도 없네. 음, 아, 지금 맛들이지 않아. 아,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하고 아케이드로 가고 게임을 연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한망의 대장 약속한 건데 따로 만나기로 한 거야? 옷 갈아입고 모자를 안 입을 때가 없네. <laughs> 날아간 아, 바깥으로 튀어나갈 뻔했어. 오, 날라. 이거까지는 봐주지 뭐. 야, 야. 후라! 루나가 아침에는 홍기로 먹고 실시 실겠다 그동안 이거 <laughs> 아! 이거 발라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받는 재미는 있잖아.

이게 좀, 뭐. 아. 랭킹전 <laughs> 되지. 아케, 아케이드 모드 두번 놓은 다음에 못해? <laughs> 랭킹 소드 랭킹 소드 스피드 건너 친구들, 패티, 아우리아 친구들 초대해봐요. 근데, 하이 빅, 빅. 바쁜가 봐. 게임 중 치즈로, 치즈로 벤스. 하이 빅스 리드 게임 중인데. 조개 누렁하고 고그먼트하고 하고 파는 거야. 맨날. 예. Yeah. 여보세요 아야 야자 하하 올려 아 그거 해놨나봐 1박 2일 연속이라는 거 잠자는데 안 됐는데 아, 나 어쩐지 몸이 축이 난다 했어. 아, 내가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야. 1분부터 얼마나 일을 하는지. 이거 못 살아, 정말. 안 주냐? 마지막 바퀴다. 방해물이 하나도 없어 1등으로 오니까. 와. 바나나 이런 거. 조금 아프냐. 누구 빡소리라. 또한 판대 후, 음, 고기만 할 수는 없잖아. 고기만 돼. 어떻게 계란만은? 접셔놓고 해. 없음 잔치. 그 어, 당연하지 말랬는데, 오늘 조금 구부했는데. 아! 완주 1위 1위 탈구 완전 1등 우와 신나 애들이다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에 들어와 있, 어, 는거 우와 1등 완전 예뻐 와 되게 신나 음. 일단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핑 보상하기 콜 아담바다 보상하기 그리고 단무지 아 단무지 안 좋아하지 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오신다. 출발. 띠용. 용지 아까 또 갔던 친구 또 왔습니다. 뻑인 그 뻑인기걸 새로운 친구 선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来週日ちょうで。い。

3등 이벤트, 4등. 오야, 어, 3등 자리야. 아, 승리로, 승리로 3등 자리 올라왔어. 아. 호수나 파친다. 후하하. 나오자고. 공개. <laughs> 나못 가니까. 네, 가져. 내가 왜 이렇게 잘해줘? 완전 초특급 잘해줘. 될 네,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약간 음, 보도가 이제 볼록하게 나와서 조금 이렇게 옆, 곁으로 지나갈 수 있어. 그래도 또 다치지 않고 다시 삼각 볼때 삼각 볼때 식으로 되는데 저는 여기는 좀 항상 빠지는 것 같아. 복습을 하고 와 여기 얼른데 뭐? 야 예? 네? 이거 다 있는 것도 싫지? 맞 아이고. 음, 영어를 봐야 되겠군. 이 친구들 다 어디 간 거? 자, 해보자고! 엄마 모도 빵꾸로 빠졌어 야 어떻게 다시 들어왔네 엄마 지금 7등이야 누워있는 오빠랑 완주를 할수 있겠 있을까요? 아, 나 이거 되게 잘해보고 싶네, 다음에. 이거 끌게 하면은 부스터 막 나올걸? 이게 부스터 발전해서 어, 어, 어, 부스터 잡혔나? <laughs> 저 설거지하고 하는데 여기 아, 잘못게 его 기회좋아서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아. 돈안 쓰는데. 오이 가자. 스피드 편전. <laughs> 분명 오면 가야지. 어, 가래. 호흡 좀, 음, 어떻게 하지? 공개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스피킹은 다음으로 보고 오늘은 저는 2시간 유튜브 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